지방 흡입부 통증이요? 음, 스쿼트 한 100만 개 한 느낌? 하루 안에 전신 흡입 가능할까요? 너무 아파서 죽고 싶다고 할 정도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리 원장입니다 모든 지방 흡입술은 다른 성형술에 비해 아픈 편이에요 주로 흡입술을 많이 하는 부위 허벅지, 팔, 복부 중에 허벅지가 제일 아파요 어, 세 부위 중에 가장 용량이 많은 편이고 붓기가 가장 오래가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환자분 표현을 빌리자면 한 스쿼트 100만 개 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부위 모두 어, 3, 4일 정도까지는 점차 통증이 심해지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완화되게 됩니다 흡입 용량을 말하기 전에 tumescent 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액은 흡입 전에 미리 지방층에 넣어주는 용액으로서 통증을 줄여주는 마취제와 출혈을 줄여주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입을 하게 되면 이 용액과 지방이 동시에 뽑히게 되므로 흡수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량이 나오게 됩니다. 흡입된 지방통을 보게 되면 주황색을 띠는 순수 지방층이 위로 뜨게 되고 아래층에는 투메센트 용액과 일부 혈액이 섞인 용액이 압력이 같이 아래쪽에 깔리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흡입 용량은 이 두 층을 포함한 전체 용액 양을 얘기하는 거고 순수 지방량은 주황색의 위층의 순수 지방만을 측정한 양을 말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허벅지는 80에서 90%, 복부와 팔에서는 70에서 80% 정도의 순수 지방량을 나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흡입하는 용량이 최소 2000에서 3000cc 사이 정도의 양이 되는데요 이 지방을 다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빼낸 지방물을 다시 이식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주 뭐 얼굴, 가슴, 그리고 엉덩이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의 경우는 지방 생착률이 관건인데 지방 생착률이 좋은 허벅지 부위, 복부 부위를 이용해서 꼼꼼한 정제를 통해 원하는 양의 지방을 뽑아 이식하게 됩니다 참고로 엉덩이 지방 이식의 경우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허벅지 지방 흡입이나 엉덩이 주변부 흡입을 통해 엉덩이 주변에 튀어나온 지방을 정리하여 힙 라인을 살린 후 지방 이식을 통해 희법된 엉덩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전신 지방 흡입은 가능하나 지방량이 너무 많거나 휴가를 길게 내지 못하는 경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상체와 하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세 부위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 간격을 최소 2주 이상 간격을 두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바로바로 수술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흡입 수술의 결과는 최소 6개월이 지나야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내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유착으로 인해 캐뉼라가 접근하기 어렵고 조직이 단단해져 있어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에 대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방 흡입 외에 다른 성형 부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레아트 채널 영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리 원장이었습니다